시간이 다 됐군. 아저씨, 핫도그 얼른 주세요. 핫도그 얼른 주세요. 아저씨, 핫도그 얼른 주세요. <laughs> 아, 이렇게 호응을 해주다니, 아, 이렇게 호응을 해주다니. <laughs> 또, 내가 바로 피닉스 팀의 코치란다.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핫도그 얼려주세요 핫도그 얼려주세요 핫도그 얼려주세요 아저씨 핫도그 얼려주세요 아 이렇게 호응을 해 아, 이렇게 호응을 해 도대체 아,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거야 내 맘이지 롱 내가 바로 피닉스 팀의 코치란다 <laughs>